시작합니다.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아빠 까발. 자, Hello Indonesia, 아빠 까발. We are BTS. 까발. 저는 CNN 인도네시아 기자 레스티입니다. <laughs> 우선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네, 그럼 어,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에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어떻게 해 <laughs> t a uh, about album You Never Walk Alone the album 네. 네. 이번 새로운 앨범인 You Never Walk Alone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그전 어, 앨범과 비교해서 이번 앨범인 어, 가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 우선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앨범은 그 전에 나왔던 윙스라는 앨범의 외전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어, 몇, 곡, 몇 가지 곡을 추가해서 나온 앨범이고요. 봄날 스프링데이라는 곡이 타이틀로 있습니다 그전과 다른 점은 이제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더 멜로디컬한 어, 곡을 시도했다는 점이 조금 더 다른 점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늘 저희가 하던 어, 약간 퍼포먼스가 주가 되는 나투데이 어, 등등이 네,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어, 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각, 같아, 각자. 아, 네. 네. 제이버부터. 어, 저는 윙스 아우트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마무리로 완성이 짓게 된 윙스 아우트로라는 곡 <laughs>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봄날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가 타이틀로서 이렇게 멜로디 저희 멜로디컬하고 되게 서정적인 곡은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되게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laughs> 앨범에서. 네 저도 봄날이 가장 좋고요 많은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 봄날 네, 저, 저도 마찬가지로 봄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뮤직비디오도 어, 이때까지 나왔던 곡들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본 것 같고 해서 어, 되게 영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자주 평소에도 가끔 들어요 음 나도 그래서 봄날 좋습니다 봄날 저도 봄날을 좋아하는데요 <laughs> 어, 봄날이 또 한국에 있을 때 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저희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잘 어, 맞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봄날 스프링데이 굉장히 베리베리 좋아합니다 네, 나투데이라는 곡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 곡은 특히나 퍼포먼스와 함께 예, 감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이퍼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이번 앨범에서. 아 윙즈 아우트로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이홉 형의 이제 킬링 파트로 인해서 곡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에 어, 이번에 지난 앨범처럼 모든 멤버들이 각각 참여해 셔서그 작업을 하신 건가요? 어, 만약 그러시다면 각각 분이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최고적으로 서명은 주수 있을요뭐 이번에는 우리 리더 네, 진짜 진짜 작업 많이 했죠. 네, 음. 많이 참여를 했죠. 네, 제가 영광스럽게 일단 타이틀 그 후렴구 부분을 제가 작곡을 하게 돼서 그게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 각자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자기가 아, 참여했던 부분 중에. 아 저는 이제 네. 유네버 워컬러이라는 곡에 네. 이제 멜로디를 아. 많이 썼어요. 어 어느 부분? 아, 아 뭐, 잘 몰랐습니다. 어디... 전혀 아니요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어? 너도 아. 나도 네. 많이, 네. 썼는데 썼는데 아이 네. 좋다고 하시지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멜로디가 더 좋기 음. 때문에 음, 되지 았기 때문에. 아, 아쉽네요. 다음에 꼭 넣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네. 또뭐 없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봄날을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해봤는데요. 네. 쓰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엔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부에서 정말 칼같으것 같습니다. 그리 최근에 비영이 그 봄날 멜로디한 거 네. 올렸더라고요. 봄날, 봄, 봄날이 봄날. 봄날. 네. 스프링데이 그, 봄날. 아. 본인이 쓴 거 한번 한번 한번 불러주세요. I'm falling you. 네. 어, 되게 좋았어요. 어, 좋아. 마구스. 어, 아, 마구스. 아, 그다음에 대체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실 때 어, 팬들이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미스터리한 컨셉으로 촬영을 하시는데요. 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외도하신, 거, 외도하신 것인가요? 네. 음, 코드 그런 걸. 어, 뭐 저희도 이제 짜여진 컨셉에 맞게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아, 이런 컨셉이 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구나 싶기도 저희도 깜짝깜짝 놀래요 팬분들께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에 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음.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아미와 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에 데려가시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술라웨시 섬이라고 또 있어요. 음, 술라웨시 섬. 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갔다 왔죠. 아, 아 정말 이쁜 섬이었어요. 다시 가고 싶군요. 아니요. <laughs> 가수남수. 네. 가 진짜 너무 이쁜 섬이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누구를 데려간다면 술라웨시 섬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 언제 언제 가셨어요? 가봤죠. 마나도? 마라도? 마라도? 아니 다른 데 가봐. 마라도 아 똑같은데 코타만 하더라 코타만 하도 마라도 음. 나도 마라도 역시 인도네시아 하면 또 발리 아니겠습니까? 어, 어 네. 발리죠 발리에서 생긴 일 네. 정말 <laughs> 좋아하는 네. 아무튼 발리에 가고 싶네요 아니야 이거? 아, <laughs> 알아 <laughs> 알아 알아 알지 정말 모른다 모른다 그 다음에 어, 아,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방탄소년단 팬들을 위해서 어, 책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 책. 아, 뭐, 책. 그 저는 글배우님의 걱정하지 말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글배우님 실명이신가요? 어, 근데 그 지윤이가 아, 글배우님, 예, 그 닉네임이신데, 어. 어 괜찮더라고. 이게 짧은 어 글과 그리고 자기가 그 뭐냐 그 사 뭐냐 그 현장에 있는 그 사진들을 직접 담으시면서 어 그렇게 책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어 저도 한 권 추천하겠습니다. 어 그림 이 많은 책인데요 제가 정확히 이게 제목이 길어서 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구멍가게로 아, 동전 하나로 행복했던 뭐 구멍가게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여 년 동안 이제 전국 한국에 있는 모든 이제 작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구멍가게를 다 그리셔서 어, 네, 그 아, 네, 그, 아, 글로 이렇게 쓰시고 그런 음, 네. 아 맞아 맞아 되게 아, 맞아. 제가 사서 봤는데 되게 재밌었다 네, 되게 잘 그리셨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건 추천하면 안 됩니다 예. 되게 그럼 네. 좋은 제목. 아, 그럼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최근에 뭐. 읽은 책이죠. 뭐. 네, 어, 뭡니까?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 시원 스쿨이라고. 아 좋죠. 자, 좋은 책 있습니다. 아, 책 샀어요? 네, 사, 사, 읽고 있어요? 읽고 있죠. 아, 시원 스쿨. 네. 아, 그다음에 음, 아미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laughs> 전국 씨? 그대는 왜 뭐 이렇게 아름다운가 정확히 내가 생각한 그대로 대변네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그대는 왜 이렇게 이쁜 것인가 네. 네. <laughs> 네. 궁금증 언제 해소될지 네. 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미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혹시 그 미시가 말 많이 안 했는데 혹시 인사 한마디 네. 인도네시아 아미 분들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희 곧 이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곧 이제 어, 인도네시아 말 하나 배웠죠 인도네시아 아미 찐따 아미 찐따 저, 저도 한마디 배웠습니다 네 제가 하려고 했, 했는데 진짜 제가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 진짜로? 네 인도네시아 아미 아쿠 찐따 까부 오 유행하는 그 말 있나요? 아쿠 찐따 까부 아쿠라 비스 아쿠라 비스 쓰링 버릇 뜨면 깔리야 그 지금 인도네시아 아 슬랭 이런 거요? 슬랭? 네. 뭐 그죠? 스lang 같은 건 그냥 유행어? 유행하는 유행어? 그러니까 뭐라 하지? 신드롬 유행어로 뭐라 신드롬 신조 famous famous saint yes 장안 밥벌 장안 밥벌 밥벌 장안 밥벌 like like these days it's like very famous because um, it's like don't be too uh, feelingful. 아, uh, 아, 그냥 그냥 이런 그무실할 것 같은 거네. 장안 밥벌어. 장안 밥벌어. 뭐, 뭐 어때? 장, 장? 장안 밥벌어. 장안 밥벌어. 장안 밥벌어. 다음에 이거 uh, 멤버들이 member uh, about the members. Members. Yeah, like each of you. Interview. No, each of you. Each of you yeah. interview. like like like what? Like 이 멤버 어각 각자 음악 취향은 어떠세요? 아, 아, 음악 취향. 음악 취향. 음악 취향. 이후부터 쭉. 저는 요즘 하우스 음악과 그리고 올드스쿨 음악을 굉장히 즐겨 듣는 것 같아요. 네. 각자 뭐 좋아하는 음악 취향들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요즘에 되게 좀 서정적이고 그런 쪽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정국이가 추천해주는 음악을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저는 요즘 딱히 막 되게 막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음악은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어, 그때그때 제 귀에 걸리는 대로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랩모양 비슷한데 아 제가 옛날엔 굉장히 슬픈 되게 잔잔한 아 발라드는 아니에요 아, 그냥 좀 팝 발라드 팝? 아, 되게 한 가요 한국 어쿠스틱 발라드?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슬픈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고정적인 네 예, 근데 최근에 살짝 이제 퓨처 베스랑 칠스텝 예. 아 근데 그, 그 그거 그것도 이제 막 보시기만 하면 안돼 약간 어, 맞아요 네, 살짝 좀 감성이 조 남, 남다른 그런 곡들을 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부시는 음악 <clears throat> 그쵸 되게 예, 네. 요즘 취향 저격이에요 저는 요새 밴드 어, 느, 락, 예, 락. 느낌이 들어있는 예, 그런 음악들 어, 국가, 국가 스탠? 가,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 어, 콘서트 봤어요. 어, y e 예, 네. 저 저도 저도 뭐 그냥 송가한 대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막 요즘 최근에 캔드릭 앨범만 듣고 있어가지고 그냥 신보들은 항상 나오면 들으니까요. 뭐 빌보드랑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음악들 굳이 막한 장르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참 못돼서 <laughs> 여러 가지 장르를 두루두루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장르를 되게 약간 다양하게 넓게 듣는 타입인데요. 요즘에는 뮤지컬 음악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음, 혹시 멤버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싸움이요? 네. 남자니까. 사소한 걸로. 이제 싸 싸워도 다들 그 되게 그 이렇게 뭐랄까 힘도 넘치고 해서 뭐 싸움은 자주 일어나긴 하는데 보통 하루 내에 다 멤버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 정리가 돼 됩니다. 그죠. 음, 네. 뭐 서로를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국밥을 먹을 거냐, 뭐 햄버거를 먹을 거냐 아, 그런 걸로 싸우죠. 자, 그런 걸로 자주 싸웁니다. 네. 혹시 방탄소년단 멤버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떤 일은 하고 있을까요? 네, 어떤 일 하고 계실 것요 저는 뭐 그냥 네. <laughs> 아 저요? 저는 아 저는 뭐 테니스 선수. 어 저는 뭘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검도 검사 검사 검도 선수. 저는 네 회사원 회사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체능 쪽으로 무조건 갔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태권도? <laughs> 배드민턴? 아, 저는 아 그림, 어. 아니면 운동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음, 악을안 했다면. 운동. 혹시 탭댄스? <laughs> 아 그렇지 않습니다. 탭댄스를 좋아하는 아, 어. 아, 호텔리어. 아, 호텔리어. 아, 호텔리어. 호텔리어. 아, 안 좋아했겠죠. 호어 <laughs> 호텔리어. 네, 호텔리어가 됐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저 작곡가하고 쓰지 않았을까요? 음 저는 저는 진짜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작곡가 하고 싶었겠죠 네. 전 뭐 성악가? 네. 성악가 네.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 들어도 이런 네, 눈썹 인맥. 아, 꼭 콧구멍 걸려야 돼요? 약간 아, 다시 한번 해보면 말하면 미스테리 그슬매 콧구멍이 아, 이렇게 꼭 커져야 돼요. 수사라 너너 아, 좋죠. 아, 눈썰매 미치겠다. 그다음에 혹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멤버랑 이야기하시나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멤버와 주로 얘기하는 편입니까? 보통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저희는 보통 다 같이 모여서 네, 얘기를 그냥-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뭐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사실 위기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야뭐 이런 일이 있는데 방법을 뭐 항상 어떻게 강구를 하는 게 좋겠냐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렇죠. 좀다 한 방에 모여서 웬만하면 네. 아, 이번 공연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은 아니신데요. 혹시 2015년에 방문 이후에 인도네시아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다시 돌아갔었기 때문에 이번 공연하러 올 때도 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를 리허설 하면서 몇분 안 되지만 500분밖에 안 되지만 아, 관객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었는데 공연 전에 네. 어우 정말 뭐랄까 되게 열정이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다시 공연을 하러 오고 싶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앞으로도 되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태원 가서도 자주 먹고 그래요 네 나시고랭을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해외 투어 다니면서 어딜 가든 나시고랭은 있어가지고 항상 시켜 먹거든요 한국에서도 네 한국 이, 태원감 있습니다. 아, 음, 네 그래서 그 아까 저기 현지 음식도 다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되게 맞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 아까 아까 뭐뭐 뭐, 뭐 추천해 주셨는데 그걸 먹어봐야 되는데 뭐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있어요? 어 나시고랭 빼고요. 미고랭. 미고랭. 그, 저 항상 항상 저는 이제 해외 다니면서 현지 음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저는 인도네시아 음식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 감자 아 뭐냐 새우칩 맛있어. 새우. 그 과자 그 있잖아. 네, 네, 네. 아 여기 그 초콜릿 샌드위치가 맛있는데. 초콜릿 샌드위치? 어 호텔에 있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뭐야 뭐야 뭐야 너무 맛있더라. 어젯밤에.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초콜릿 샌드위치인데. 정사가 진짜 찐못 모았어. 마음이 많이 아프네. 어제 바로 잤다. 맛있는 아, 거 많이 먹었어요. 후렴구를 네, 한번 들려주시죠.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우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ndah Stay tuned for CNN Indonesia for more about, you know, more updates about BTS, Korean culture and entertainment.